가운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너 옛날에 관진교도소에 있었지? 예? 질좀 126번 조인고 어집 가면 내가 네 번호까지 메고 있겠니 대가리다 대 그만하시죠 나쪼이 병야 아, 그 바람이 내 손질을 카먹은 모양이네 뒤지기 싫으면 얘기지 마라 하나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빠진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예. 예.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현식 씨는 일본에 있고요 저는 혼자 <laughs> 돌아왔어요 예? 네? 나는 그 이거 끝나고 같이 어어어어어 아, 어, 어, 어. 같이 어, 어서 오세요. 네. 최근에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. 아, 예, 예,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잖아요. 차기도 또 뭔가 일본어도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견식 씨 위해 제가 뭔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격증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오, 어, 그럼 약간 선생님 같은 그리코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그리코 선생님의 수업 1교시 첫 번째 수업 학생여러분 아까 아, 유치원 선생님 엄마 아니야? <laughs> 지금부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가르쳐 줄게요 따라해보세요 바카야로 그흐기 <gasps> 이게 뭐예요? <gasps> 이 뭐예요 이거? <laughs> 이걸 혼돈이? 독인가? 반짝반짝하고 있어서 능 같대 능 와! 와 냄새! 네, 아래다! 저 본 적이 있어요 마라탕 그쵸? 응. 음. 와! 와내 침이 난다 침이 난다 에 이건 소스? 디저트 같은 소스 와 이렇게 말하던구나 진짜 빨간색이다 연라대왕 저번에 먹어봤는데 <laughs> 연라대왕 같아 저기 뭔가 앞치마가 약간 없어요? 박세 됐어 박세 감사합니다 이거 일본에서 샀던 거예요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냥 걸그 먹어도 돼요? 수프를또 먹는 건가? 와여기에 뭔가 기름이 많이 수용하고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어허, 어, 와! 와! 이렇게 많이 매워요? <laughs> 지금부터 뭔가 여러 가지 매운 거 경험해봤는데 매워요가 처음이에요. 와! 와, 혀, 혀에 치가 나요, 치가. 일본에 비슷한 거 없어요, 에?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매운 것은 진짜 매워요, 아파요, 근데 이것은 뭔가 다시 먹, 먹어보고 싶다 이런 중독성이 있잖아요 자기도 먹어봤잖아요 배양구도가 진짜 아팠잖아 <sighs> 이거 뭔가 묘인가? 파스 같아 파스 음아 매워 아 매운데 맛있어요 이 면이 국물 잘 먹는다 이거 뭐예요? 젤리 안에 떡이 있는 느낌? 예쁜 떡이에요.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음? 음? 신속감이다신속감 젤리 안에 떡이 있어, 진짜. 이게 뭐지? 진짜 맛있는데? <laughs> 이런 두꺼운 게 별로 맵지 않아요. 진짜 탐이 나네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뭐 야채 같은데? 버섯인가? 음! 아 이거다! 두부 만들 때 위에 있는 막구 미타이다. 오, 제가 봤을 때 마라탕 안에 있는 것은 다 뭔가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. 버섯인가? 버섯도 있고 이거 버섯도 있고 아 소시지도 있다. 콧물도 나. <laughs> 소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많이 있네요? 근데 재료가 많으면 다 못 먹겠었는데?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걱정이신가요? 무더운 여름날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귀찮으셨죠? <laughs>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왜냐고요? 큐리엔이 있잖아 저희가 한국에서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처리를 협찬받았습니다 큐리엔이라는 곳인데 잠깐 설명을 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신나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휴리엔 음식물 처리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한 3주 정도를 썼어요 벌써 가정이 됐어요 <laughs> 지금만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? 이건 항상 소리가 없어 이 속에 미생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두 개도화가 음, 있어요 두 개도화가 있고 이렇게 지금 미생물 보이세요? 오 미생물들이 이렇게 속에서 자라고 있어 어, 근데 단점은 살짝 미생물 냄새가 조금 빡세긴 한데 닭고시다 어, 냄새가 나요 가츠오부시 밑에 어, 냄새가 그 문을 닫아놓으면 진짜 냄새가 아예 안 나는데 음, 맞아요 맞아요 마침 여기에 수박 이 있기 때문에 이 수박으로 한번 작동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. <laughs> 아니. 자, 아, 차은호가 모델로 보이네. 들어가면 기어지겠대, 기어지겠대. 어, 오, 따따따따. 샤라라. お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파여 있어? あ、もうこんな空気とかが入るよ。 왜? 헐, 그리고 갸근이 잘 됐어. 갸근이 잘 됐어. 잘 됐어, 잘 됐어. サイト部分な。 안녕하세요 슈루룩 슈루룩 간단하지 아요 짜란 끝이 여러분 에 설마 아니 설마. 진짜 1분 지났어요 1분? 우리 이렇게 빨리 본 적은 없는데 어? 어? 뭐야? 아니 아마 지금 저 속에서 지금 또막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미생물들이 아 먹이다 해서 어, 다 먹고 있는 중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식사 시간 식사 시간 와 맛있게 드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재밌구만 진행시켜 그 흑기히 고기에 뭔가 쫄깃쫄깃한 멋이 있어요 음. 고기가 제가 좋아하는 바삭바삭한 식감이다 똑같은 식감이 있어서 반죽이 밑에 약간 너비르노 면때 음. 와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<laughs> 아닌가? 음, 음 맛있는데요? 고기도 스프를 잘 먹고 진짜 매워요 매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박센가 봐요 이거 저 매운, 매운 거 먹으면 재채기가 <laughs> 나는데 진짜 매운 거네 누구한테 인기가 많아요?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운 거? 음. <gasps> 와 대단하다 소스에 한 번 찍어서 먹어 그리고. 소스? 땅콩 소스 아 여기에 찍어 먹는 거예요? 우와 이것도 매운가? 음. 와 진짜 부드럽게 줘 부, 부드럽게 냈어요 피넛 바타 상상하고 있어서 <laughs> 달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음 이게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국물만 먹었을 때는 진짜 매웠는데 야채나 떡이나 버섯이나 이런 게 먹으면 진짜 중독성이 많이 있어요 매운데 맛있어 많이 술 먹고 다음날에 해장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시원할 것 같아 같아요 저희는 야식 먹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슬슬 결혼 촬영도 <laughs> 있으니까 이런 거 끊어야 돼요 그냥 뭔가 마라탕은 매우니까 칼로리 제로인 것 같은데 <laughs> 오랜만에 먹방을 찍으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음식을 먹었잖아요 응응 음, 음. 또 오랜만에 이행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게? 와 왔으리다 또먹었는 기억하고 있었네요 마라 마라 마라 간단하잖아 마라 마라 마라 마라 마 맛있겠다 자기의 입술. 아! 라. 라식 수술 해야겠다. <laughs> 마라단집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리코라고 합니다.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매운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근데 대단히 맵네요. <laughs> 제가 뭔가 나쁜 일 했나?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웠어요. 하지만 중독성이 있으니까 맨날 배달 갈 거예요. 더운데 요리할 때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<laughs> 많이 걱정되네요. <laughs> 마라탕 많이 먹고 여름에 이기자!